잠깐 아이처럼 말마잘 들으라 했어 조금 웃었어 왜 나를 쉽게 달하는 걸 막대 사다로 가던 사람 여기가 내 배우는 하물에 겉보기 적에 물은 그릇 같나 혼자 가진 매력을 든 자각 속에 빠져 했던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돌아줘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y e 기만해 호기심에 다가오던 사랑이 내게 시즌 넘어서 killing them. 내는 했는데 y e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들썩도 차라리 돌아줘봐도 남자가 손을 입어